こなたに死を かにしよう Yeah. せよ 얘왜책 보고 있냐? 아 안돼 국기적인 도와줘야 근처거든요? 근처인데 근처인데 아안 도와주네 안녕하세요 꼬챙입니다 A로 누가 가는데 잠시 안에 여기 도망칩니다 뭐지 C 지금 개 위험한 거 같은데 아닌가? 야나 상대야 어, 어, 어. 오 어, 나이스 야왜 코피적인 분... 오케이 걸렸다 오 나쁜 레이더 빨리 이동해야지 어 네 해봤어요 재밌어요 아 안돼 안돼 잡았다 많이 먹었습니다.